정크정크 빨강이 벤트 탔어 아 힘드시겠네요 임포스터인가? 임무가 어렵네요 그렇군요 임포스터 맞네? 분명 아까 총을 쥐었던 게 문제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? 아까 이 총을 쥐었거든요. 그럼 당신이 임포스터라는 얘기네요? 어제 할 때는 임무가 잘 됐는데 그건 어제 일이잖아요. 지금 당신은 임포스터예요. 내 얘기를 듣질 않는군요. 내가 농담 하나 해줄까요? 갑자기? 똑똑 똑똑 누, 누구시죠? 경찰입니다 사모님 아드님이 임포스터를 만나버렸습니다. 그는 죽었다네요. <laughs>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해! 어? 어디? 관리실이에요. 모두 동선 좀 얘기해줄래요? 나는 검정과 같이 식당에 있었어. 맞아. 초록이랑 나랑 같이 있었어. 나는 의무실에서 스캔을 했어. 노랑이 같이 봐줬지. 나를 임포스터라고 불러줄래요? ¡Gracias!